이거 세거 가면 600. 아, 음. 저희보다 비, 비싸네요. 네. <laughs> 오늘 맨 앞에 걸로 쓰세요. 음. 안녕하세요. 비만과 체형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캐뉼라가 뭐예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캐뉼라들을 일부 좀 가져와서 예, 이렇게 한번 전시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류가 엄청 많죠 이렇게 빨대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지방 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종류의 캐뉼라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떤 부위를 뽑느냐 얼마만한 사람의 지방을 뽑느냐 지방의 크기가 얼마냐 에 따라서 그 절개 위치가 또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어떤 캐뉼라를 선택을 할지 의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이거 육안으로 딱 봐서는 길이가 다른 게 가장 눈에 띄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부위를 할 거냐 그리고 절개에서 멀리 있는 곳을 뽑을 거냐 가까이 있는 곳을 뽑을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길이가 사실 필요합니다 보다시피 짧은 길이는 정말 가까운 데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절개가 손목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 팔 중간쯤 여기까지가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아. 처음부터 긴 걸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인데 사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사의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, 좀 다양한 길이를 사용을 해서 좀 정확하게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수술을 하러 들어가실 때 일단 캐뉼라를 여러 종류를 세팅을 해놓는 거네요? 기본적으로 이게 거의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한 분의 수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수술실은 실제로 다른 성형 수술을 하는 곳보다는 규모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길이 말고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그렇죠 네.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캐뉼라들이 어 어떤 녀석은 이렇게 가는 녀석도 있고요 이거는 2.5mm짜리입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을 빨아들이는 구멍의 하나의 그 직경이 2.5mm라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5mm짜리입니다. 딱 보기에는 두 배보다 훨씬 넘어 보이죠? 근데 실제로 재보면 2.5mm 대 5mm거든요. 그래서 질문이 뭐였지? 이 두 개가 쓰임새가 달라요. 이 작은 거는 당연히 작은 지방을 뽑는 데 쓰임새가 있을 것이고 큰 녀석은 큰 지방을 뽑는 데 쓰임새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무조건 작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방세포 크기가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잘 안 빨려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큰 녀석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방세포 크기가 얘보다 작으면은 오히려 지방세포 외에 옆에 있는 뭐 모세혈관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다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이즈의 캐뉴라를 쓰는가는 이건 좀 부위와 경험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 흡입을 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방식이 있고 기계를 좀의 진동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진동형 뭐 보통 기계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handmade는 hand 손으로 잡는 위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거고요 보통 기계를 통해서 하는 이런 캐일러들은 뒤에 사실은 오늘은 저희가 기계가 너무 커서 못 가져왔지만 이렇게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예, 꼽으면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초음파형은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약간 또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캐뉼라들이 그래도 공통점은 하나 있죠 끝에가 다 뭉툭하다 이거 이유는 우리가 여기가 뾰족하면은 와,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주변부를 갖다가 많이 찌르니까 다칠 수가 있겠죠. 혈관도 터지고 이럴 수가 있어서 이게 뭉툭한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와 뭐 혈관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뭉툭한 거고요. 그리고 어떤 거는 보면은 앞에만 구멍이 있고 뒤쪽은 매끄럽고요.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구멍이 어, 모든 360도 방향으로 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사용의 쓰임새가 조금 다르거든요 말 그대로 360도가 다 있는 거는 이게 뽑을 때 360도의 지방이 다 뽑히는 걸 거고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구멍이 나 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한쪽의 지방만 뽑히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전체적인 부피를 줄이고 어떤 디테일을 잡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세 방향으로 있는 거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나는 어 여기는 뽑기가 싫고 여기만 뽑아가지고 디테일을 잡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뽑고자 하는 위치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어, 캐뉴라를 써야만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. 그 원장님 바로 앞에 있는 캐뉴라는 네. 휘었는데 일부러 힘으로 뭐 이렇게 휘게 하신 건가요? 어 아닙니다 이거 뭐 일부러 잘 휘어지지도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잘 휘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굴곡이 있는 부위 뭐 종아리라든가 종아리는 우리 종아리 그 근육이 있어가지고 좀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하려면 절개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 절개를 덜 넣기 위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돌아 들어가라는 뜻에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캐뉴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이거 하나만 가져왔는데 사실 이 휘어있는 각도도 다 제각각 좀 다른 캐뉴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캐뉴라의 그 직경에 따라서 절개의 사이즈도 좀 차이가 발생하나요? 아무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죠 5mm짜리 그리고 2.5mm짜리 벌써 두께가 달라요 이게 들어가는 통로만 만들면 되는 게 절개인데 이게 들어가려면 이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절개 크기가 필요할 것이고 요게 들어가려면은 요것만 들어갈 수 있는 절개는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큰 캐뉼라를 쓰게 되면 어, 절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이 키가 크거나 아니면 아주 뭐 작거나 했을 때 캐뉼라의 뭐 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 있나요? 그렇죠. 그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여성분이 키가 한 175 된다. 그러면은 사실 사타구니 부분에서 이제 절개를 뚫어서 여기에 추가적인 절개를 넣지 않고 뭐 무릎 옆이나 여기까지 다 일라 그러면은 이 정도 길이 필요합니다. 음. 예, 이 정도 길이가 필요해요. 근데 만약에 키가 뭐 148cm다 이러면은 이거는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. 148cm 정도 되시는 분이면은 사실 요 정도만 돼도 10cm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추가적으로 이런 긴 캐뉼라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원장님 지금 구멍이 여러 개인 게 있고 뭐 바늘귀처럼 구멍이 딱 하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말 그대로 구멍이 많으면은 우리가 지방을 갖다가 뽑아올 수 있는 그 구멍들이 많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무조건 편하고 강력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포인트에 따라서는 조금 세밀하게 더 섬세하게 뽑아야 된다고 하면은 구멍 숫자가 작은 거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멍이 3개가 있는 것들을 보통 쓰게 되지만은 어떤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구멍이 양쪽으로만 있는 걸 쓴다든지 또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구멍이 한쪽만 있는 걸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술을 하기 전에는 환자의 지방세포 사이즈를 알 수는 없잖아요. 네네. 들어가셔서 준비하셨던 캐뉼라로 하시다가 네. 어, 사이즈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이제 바꿔서 하시나요? 그렇죠. 느껴져요. 이게 어, 그분의 지방세포 사이즈하고 캐뉼라의 사이즈가 딱 맞기 시작하면 지방이 아주 저항 없이 잘 나옵니다. 음... 네,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뉼라가 좀 작고 그분의 지방이 좀 크다 그러면 이상하게 제가 힘들이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지방이 갈려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갈, 지방이 갈린다고? 네, 지방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알알이 송송 들어온 게 아니라 얘가 어쩔 수 없이 사포로 문질러서 갈려 나오듯이 음. 물처럼 나오는 경우가 네네. 네.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지방에 비해서 너무 큰 캐뉼라를 써버리면 은 어? 피가 왜 이렇게 나지? 왜냐면 주변부가 손상을 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초반에 경험적으로 보통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, 이 정도 캐뉼라가 맞아로 시작을 했다가 수술을 하다가 이분에게 맞는 거를 사실은 한 5분 내로 찾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로 가게 되는 거죠, 수술 자체가. 아, 그럼 결론적으로는 선호하는 캐뉼라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노하우로 이 환자에 맞춰서 이거다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이게 하시는 거네요? 네, 그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수술이 올바르게 돼요. 아, <laughs> 당연한 거죠. 예전 화나신 거 아니지? 표정이 굉장히 싸늘해지셔가지 너는 네. 몇 년을 일했는데 그런 걸 물어보냐 약간 이 표정이셔서 약간 놀랐네요 제가 그러면 원장님 지방이 이걸로는 안 나오겠는데 느낌도 있나요? 그렇죠. 이게 뽑다 보면은 어 사실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 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체액도 좀 빠져나오고 뭐 피도 사실은 조금 섞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상 근데 그런 거는 액체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에 유착이 있다든지 우리 몸 안에 지방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뭐 약간 조직들이 예, 있다든지 상처 조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 흡입을 하다가 그 조직이 여기 딱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어 나는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뭐가 안 나오지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. 실제로 이 뒤쪽에서 이어져 있는 지방을 빼내고 있는 호수에서 지방들이 이동을 안 하고 있어요. 음... 예, 음압이 계속 걸려있으면 이렇게 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이동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 어디가 막혔다라고 음... 판단해서 빨리 그 어, 문제점을 찾게 되죠. 음...